2021년 2월 7일 원정 1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 파로미 여기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 둘러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물이 있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? 건물 있고 저쪽 뭔 소리야?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, 여러분. 저기 어디에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어디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. 아마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에 기운이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뭐야 저거? 뭐야? 뭐야 볼링공이야? 계십니까?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잠깐만 들렸다 가겠습니다. 우와. 어? 어, 와. 계십니까? 와, 와, 엄청 추워하네. 어깨가 다 따뜻해. 우와. 어? 그 뒤에 누구예? 어? 누구예요? 누구세요 거기 뒤에? 하지 마세요. 어? 어? 어? 어! 어! 어! 어! 어! 작아. 아. 아. Mm-hmm. <clears throat> Holy 뭔 소리야? 와, 씨. 와, 씨. 아. 어디요? 어? 어? 제가 여기 뭘 훔쳐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. 훔쳐가려고 온 게 아니고 어, 그냥 잠깐만 들었다만 가겠습니다. 잠깐만요 Oh! 말씀,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어.